사하고 아, 사진들께 식사라도 대하고 싶어서 이렇게 김치볶음밥 준비했습니다. 맛있게 드시고 추운 오늘 따뜻하게 녹이세요. 전과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저희도 안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를 못 보고 지나갔는데 저랑 니에랑 제일 열심히 일하는데 우리 둘 제일 미쳐어요 그쵸? 진짜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러브리 합니다. 네. 아자 여러분 갑니다. 그럼 지금까지 큐티 섹시 어썸 앤썸 블라썸 뚜썸 뚜썸 커피 마시기 좋아하는 오리였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김치볶음밥을 줄 건데 제가 음악 중심으로 항상 아, 네. 김치볶음밥 맛집이 있어요 그을 먹으면서 네. 이 맛을 팬분들에게도 이제 전해드리고 싶다 해가지고 김치볶음밥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김치볶음밥과 저희 올려놓고 사랑 많이 드시고 우렁우렁 자랑하시고 오늘도 찾아와 주시고 자 마지막으로 준지 한마디 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올려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왼쪽 분 누구 이름